哦。 아빠한테 뜨뜻해지곤하다그 얘기 듣고 하는 거야? 꼬리 쳐주는 거야? 현장에 나타났어 제가 누가 이랬어요? <laughs> 내가 아파도 되니 전부 다 뜯어, 뜯는 게 낫겠다 했는데 진짜 뜯어줬어 아무래도 쟨내 말을 다 알아듣나봐 엄마 서운했어? 이러면서 다 뜯은 거야 <laughs> 그동안 서운했지? 이러면서 그치 우리 애기 엄마 말 너무 잘 들어 아이고 이뻐 어쩌겠냐